단풍놀이 우리 어디가? 연동이 설사 언동이 야 어디가? 뿜뿜 우리 어디 간다고? 연동이 단풍 보러 가요 Si t a f e r m e tu vas faire. Я думал, он супаки. 진짜 예쁘다. 저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와. 벌써부터 오늘 지금 오전 10시? 지금 오전 10시인데 이렇게 차가 많아요. 어제 왔다가 포기했는데 오늘 어제보단 없으니까. 응? 온다. And I bring it down. And you put your feet there. Voilà. Okay, it's gonna be cold. We have life, life insurance. <laughs> 안전망도 없어. 도착했어요. 네. 네, strategy? No, but wait. Shoot. 벌써? 무서운데? Yeah. 아, Here 네. everybody shows 와. their butt. Jump. Allez, à gauche. À gauche. 어. 요가한다. And the teacher, she's on the, on the table. Yes. Yeah. She's doing a lot of and uh, positions. Not Jason doesn't like, that's why he doesn't like look why. 산도지 마이크 나도 좀 무섭다 이거는 너무 많다는데 오케이 스톱 We stop here 왜 눈 감고 있어? Vous voyez ça ici, là? Tous les kimchi, les choucroutes, le, le tofu biologique, c'est tout fait ici. C'est tout fait à partir de légumes d'ici. Tout 어때? 이거 김치야? 아 김치 아닐까? 그치? 먹어볼게요. 너무 궁금해. 아니 원래는 김치볶음밥을 하려고 집에서 김치를 갖고 온다 했거든요. 한인마트에서 산 거? 근데 여기 마켓에 김치가 있대요. 그래서 안 갖고 왔는데 이 김치가 있었어요. It's made in Quebec. 그래. 맞아. 어 잘했어. shit. Country, country. 음 되게 신김치 느낌. 네. So it doesn't smell so bad after all. Yep. Okay, I'm throwing your coffee away. Enough of coffee. Okay. 이거 보세요. 먹어볼래? 어때? <laughs> 어떤지 빨리 말해봐. 김치 아니야? 김치 아니라고? 어때? 뭐? 아. <laughs> 음. 김치 아닌데? 일단 엄청 시고 그치? 응. 매우지 않아? 엄청 시고 매운맛은 전혀 없고 그리고 신기한 건 김치에 당근이 들어가 있어요. 눈줄 맛이. 음, 생강 맛이 진짜 많아. 음. 그리고 당근. 당근이 있어요, 김치에. 피클처럼. 이제 이걸로 김치 네, 볶음밥을 만들어야 됩니다. 캐베지 있고, 레드시 있고, 캐럿, 양파, 마늘, 진저, 시소 고추, 고춧가루. 음, 고춧가루가 어딨어, 저기. 오가닉 고춧가루. <laughs> 고춧가루 너무 아꼈다. 더 넣지. 리뷰 리뷰를 말해줘. 맛없어. Zero o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맛없지 않았어. 맛없어. 먹을 만한데? 새로운 경험이었어. 이걸로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서 어. 보여드릴게요. 어, one, we're going to write turban on it. Turban. Espresso for you. Then we're going to cut bread. Pepper. It's not because we have. Wait, wait, wait. We're done. Non, non, non, non, non, on va, on va le. Oui, mais après, quand on va le faire le coupe à côté. Non, non. Mets-le dans un bol. Mets-le dans un bol. with the gruyere. Then with Then you place it. and it goes in the oven like this for an hour. Là, on c'est ça, where it goes. Let's eh, go, let's eh, go, let's eh, go. Ah, faut attendre papa, faut pas qu'il ouvert. C'est chaud! On va la donner. Hey ho, hey ho, hey ho! Oh, oh, oh. oh c'est chaud, t'as pas quoi? Il y a Jean qui va oh, y aller cette semaine avec Jean. Are you ready? So you oh, yes! Go! We can open the cover. Où je le mets? Vas-y, vas-y. Ah, vire la lampe avant. Ah! Oh. ça. Wow, wow. Let's go. It's your Five moment. On a, une, on a une cuillère. We've been waiting for this all of your life. C'est cool, ça va chercher d'autres vins. C'est moi qui ai fait. Oh, 진짜 맛있겠다. Alright, everybody can uh, join in. 먹어봐. 아, du gruyère, excellent, du gruyère. 어때? 어때? très bon. Is that what you wanted? Yes, really good. 어떤지 한국말로 얘기해줘. 너무 맛있어. 치즈, 맥주, 당, 당근. 와우. C'est ça que tu voulais, hein? Hmm. C'est que... Ok. Je sais pas, je trouve que si ça joue à 10, je trouve ça beaucoup pour... Mais c'est le... Du gruyère? Du gruyère. C'est ça, la crème 35% pour 15. Pas ça quand même, hein. hmm. Hmm. Regardez. Ça fait 5 ans qu'attends que je refasse une autre. Parce ça a déjà été fait dans le passé. Ouais. Une fois ou deux? Rémi était là ce soir-là. C'est le fun, c'est très. Euh, c'est beau, hein? Tu reçois des amis, une bouteille de vin blanc, c'est beau, une belle entrée. c'est Une cuillère, regarde. Dans toute la soirée, merci. Hein, you like? T'as dit ça? Ouais, c'est super, c'est pas le fun. On pourrait en faire un si tu veux. Ah, la petite cuillère. Tu vas ben. faire la différence. crying. Oh. it works, yeah? Oh. we haven't added the vinegar yet. All right. C'est bon? You like it? C'est bon, c'est bon. Bye. We're gonna cut the rest. We don't need that. Stuff it. Stuff it. Okay, let me see if I have by any chance it's like you're buttering the, the, the, the bird. Make a hole and stuff it there. Nice color. Right? What is it? Piri piri or paprika. You can put paprika too. Salt and pepper. That's it. So we'll cover so that it has has water in the bottom. And then that's it for now. Bonjour. Say goodbye. Oui, du Cabernet Sauvignon. Cabernet. Cabernet Sauvignon. Ah, 아마 hmm. 이렇게? 음. 아, 볼 깨물었어. 와인 골랐어? 어. 좋은 와인? 어. Ah ben oui. Mais attends, j'en ai, ai qui sont pas sortis. Elle est vide, mais l'autre est